いるよ。ひさ、おほう。おい。 <laughs> じゃあ、行こうよ。ほい。 검은 토끼 모코코가 준비한 기분 좋은 선물! 지금 로스타크 공식 홈페이지에서 만나요! 2023년에도 잘 부탁해!